덕분입니다. 여러분 긴 잠에서 깨어나서 잠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의 숨쉬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다 다르고 다양하신가요? 매력적인가요? 자, 먼저 무한대 우주를 떠올려 봅시다. 아주 아름다운 우주가 떠오르시나요? 이제 그 속에 아름다운 지구를 떠올려 봅시다. 이제 그 속에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. 그 수없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. 그 한 사람의 귀와 눈과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. 한 사람의 영혼은 80억 년간의 전생 동안 생과 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.